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약간 바람 쐬겸 한강을 갈 겁니다 근데 혼자 가면은 또 외로우니까 우리 미리를 데리고 갈게요 메리, 메리래 미리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조만간 내려오고 다시 뵙죠 그때 뿅 자 여러분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용수예요 용수 사람들이 많네요 야경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저기 용수도 있습니다 이 숙인 사람 매니저님 <laughs>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어? 거기 우리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자 제가 여러분들을 대, 대신 산책시켜 드릴게요 잠깐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짠 용수 오랜만에 기분 좋아 보이네요 너, 너가 이제 형의 분량을 챙겨줘야 돼 이번 브이로그의 테마는 약간 힐링인데 그냥 뭔가 이렇게 바쁜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한강도 보고 좀 힐링하라고 너도 겸사겸사 어. 어딜 가든 뷰가 좋아서 어. 여기서 사진을 찍든 다 어. 진짜 화보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내가 오늘 사진도 찍어줄게 아. 뷰가 이렇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도 화보가 되고요 이런 것도 화보가 되고요 오 힙해 힙해 네, 오 좋아 좋아 멋지게 나와봅니다 여러분. 어 우리 오늘 커플 신발이네 어, 약간, 어 그러네 약간 모양 그게 사실 일부러 맞췄어요 그게 다르긴 하지만 숙소에서 일부러 맞췄어 좋아 우리의 케미를 위해서 야 너무 제너레이션 케미 <laughs> 아, <laughs> 예능에서 많이 파서한 거야 아 좋아 좋아 아 근데 아 근데 이번에 아, 여러분 여기서 뮤비 비하인드를 하는데 용수가 저희가 뭐 아예 일단 어 그래 달리는 신이 있었는데 용수가 예전에 진짜 약간 육상 이런 거 해서 그런 거 진짜 빠르더라고요 한번 보실 수 있어요? 오케이 좋아 한번 보여 달려봐 달려봐 어디로 달려요? <laughs> 원하는 대로 내 따라갈게 따라와요 어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여기가 운동장이랑 한강이 아닙니다 지금 오케이 갈게요. 가봐 좋아 좋아 신발이 너무 무거워 야 근데 너 진짜 진짜 잘 달린다 신발이 너무 무거워요 어 그럼 달리기 대결 한번 찍을까? 너잘 뛰니까 형 핸디캡 주냐? 어 3초 줄게요 몇, 발, 아, 몇 발자국 아니야형 저기까지 가면 내가 그때 가자 내가 한번 저기 시작할게 어 저기 시작해 어 예. 시, 준비!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시작 응? 응? 어떻게 또 동생을 형이 이깁니까? 져줘야죠 이렇게 자 용서야 오늘 달리 형한테 졌는데 기분이 어때? 어 일단은 뭐 제가 봐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. 원래는 음. 진짜 형은 그냥 음. <laughs> 제가 봤을 때 운동장 한 바퀴가 있죠 중학교 음. 뭐 중고등학교 운동장 한 바퀴 있으면 한 세 바퀴 달린다 형은 그냥 한 바퀴 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내가 봤을 때 근데 너 꼴등 아니야 어? 아까 영상 보니까 두 명 두분두 분 더 뛰고 계시더라고 너 2등이야 아니 너 2등 나 1등 근데 그분들 아주 그분들은 그거였어요 단거리 선수들이 아니었어 아, 장거리 선수들이었어 <laughs> 아주 느긋하게 뛰시는 두분 아,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저희랑 한번 겨뤄봅시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바람 쐬는데 저희 컴백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.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겠어요? 올리언오브 이제 다른 멤버들이랑도 와서 농구하고 싶네요 음. 저가 한강에서 농구하기로 해요 나중에 좀 여유 생기고 날 풀리면 농구공 들고 와서 네. 농구 찍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. 농구하는 거 여러분들 그럼 빠염 빠염